인벤 user 여러분 hard gamer를 carry하는 IT 제조사 조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인벤에서 기본에 충실한 그래픽카드 조택 2탄으로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된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그 유물급으로 오래된 제품을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조텍 GTX 1060 M4 6기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추첨 방식은 저번이랑 동일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. 지금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. 이 상태에서 저희가 page down 버튼을 누를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막 사진이 막 바뀌고 있죠? 저는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손가락을 뗐을 때 당첨이 되신 분에게는 저희가 이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1 0원을 올려주신 그리고 가스오동님께는 저희가 주택지 포스 주택스 1060 M4 6기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자, 저희가 이제는 음,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이제 곧 3탄 이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